sky 하늘 랜드는 땅 그리고 sun은 해 moon은 달 star는 별 그리고 light 빛 어둠 shadow 그림자 earth는 지구 world는 세상 샌드는 모래 rock은 바위 stone은 돌 river 강 sea and lake 바다 그리고 호수 sky 하늘 그리고 sun은 해 star은 별 Darkness, 어둠 earth는 지구 sand는 모래 stone은 돌 sea and lake